저희가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. 하라고 하고 저쪽 가자 한 번만 하면 안 될까요? 어? 그래 술한 번만 저기 그래 끌려가 가방을 이렇게 우와 음. 어, 그 먹으면 안 돼. 애지야, 안된안된 애지야 일로 아이고 <laughs> 됐어 이제 딸려가, 아저씨 딸려가. 드리자 멀리 갔어 너무 멀리 갔어 저 멀리 가면 안돼 아저씨 드리자 이제 <laughs> 네 어, 고맙습니다 아저씨, 하고 드려 아저씨 그거 누르는 해볼까? 거, 누르는 거 아닐까? 아저씨 거잖아 맞아요? 이거 누르면 못 가게 하는 거야 이거 누르고 있으면 멀리 못가 됐어 이제 드려. 못 가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<laughs> 못 가게 해야 될것 같아. 그래, 내가 못 가게 하고 드려 이제. 이제 드려 가자 고맙습니다 부모님이 싫어하실 수도 있어. 네, 애지중지. <laughs> 맞았어. 일로 밥 먹자 애지야 엄마 밥 준다 밥 준다 껐다 줘 바닥에다 바닥에다가? 응왜 뒀지? 어디다? 다 떨어지지 얘는 가 아빠는 들고 먹겠지 바닥에다가 여 중지야 여기 냄새 안 맡니? Thank you. 일진아 일진아 일진아 일